2014년 12월 19일 지해일지 어, 굉장히 오랜만에 브 로그를 또 찍는데 일단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얼마 전에 내 생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를 해주시고 또 편지로 정말 태어나줘서 또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정말 반대로 역으로 반대로 역으로 얘기해 주고 싶다. 어, 정말로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랑 같이, 같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. 하하 이런 말 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음, 어쨌든 생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유 부모님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 투어도 다니는데 음, 투어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 어느 나라는 좀 조용한 그런 조용한 나라도 있고 굉장히 뜨거운 어, 열정적인 나라도 있고 모든 가사를 다 따라해주는 나라마다 이렇게 나라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어,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그 공간에서 같이 즐겨주시는데 어느 나라에선 이런 분위기로 같이 즐겨주시고 어느 나라에선 또 이런 분위기로 같이 주시, 즐겨주시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12월달부터 요새 더 그렇지만 어, 이런 시즌만 되면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날짜가 날짜인 만큼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, 우리가 쉬지 못하는 만큼 남들은 더 많이 쉬고 어, 더 좋은 그런 크리스마스 보내고 연말도 보냈으면 좋겠다. 나도 어,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제 올해가 끝나갔으니까 올, 올해가 끝나가니까 어, 올해 이렇게 다들 고생한 만큼 연말에는 다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푹 쉬었으면 좋겠다. 난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응원한다. 그리고 나도 응원한다. 파이팅! 2014년 12월 19일 진해비지 끝. 파이팅!